2020년 11월 4일 시참여의 20단 스타트 고 공부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수가 있습니다. 3층으로 어? 올라가고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. 계십니까?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얘기 안 계시면 바로 지하로 갈게요. 아이씨. 어우, 깜짝이야, 씨. 어? 어우. 누구세요? 뭔 소리야? 소리 끓는 소리 저기 또 누구야? 아! 뭐? 와! 기억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거 여러분들 위에가 이 정도면은 여기 3층까지거든요 지하를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이거 아까 제 바구니하고 바구니하고 저그 어디 계세요? 지금 저 보고 계시죠? 어디 계십니까? 와! 와! 와! 이거는 진짜 귀신 아니면 할 수가 없다. 잠깐만요. 우와. 잠깐만요 지하가 메인인데 미쳤다 아 그냥 바로 지하 가야 되나? 어디서 나는 소리야? 이거 바람인가 이것도? 바람이겠지? 어? 어? 바람이구나. 어? 뭐야, 뭔 소리야? 저기 누 카메라 딴데 돌리지 마. 그대로 가. 아! 아! 아! 어? 아, 그쪽에 계셨구만요. 이건 바람이 아닌데. 우와! 우와! 일단 조직이 하나는 확인해! 나와 당신 나와 저거 뭐야 나와 <gasps> huh? <laughs> 여러분 물 좀 마실게요 그냥 여러분 물 좀 마시고 지하 갈게요 아, 아, 나 미치겠다, 진짜. 아. 뭔 소리 들려, 밑에서. 뭔 소리 들려, 밑에서. 아. 계십니까? 저기요. 저기요. 아. <clears throat> 저기요. 어디 계세요? 아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야! 잠깐만요. 잠깐, 잠깐. 죄송합니다. 잠깐, 조금 둘러보고나가겠습니다 어? 어? 어디 계세요? Oh. 일단 나왔어요 여러분들 와 여기 진짜 못올 때네 여기 진짜 못올 때야